자, 이 두 개의 러하이를 껌을 줄 건데요. 각자 어떤 식으로 먹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우리 가져가고 가 하나 더이 가져가세요. 벌써 나 먹었어요? 별로 아직 안 먹었는데요? 누구야 엄마 이상한 음, 오케이. 부부 오케이. 오케이, 부부. 하이파이 하이파이 <laughs>